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법을 대비해서 회를 한번 썰어보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걱정이 되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대박 빛의 속도 방어의 삶 힐에 빼는 작업인가 보네 아가미에 살을 슉 슉 양쪽으로 하고 꼬리 이게 제가 봤을 때 네. 요, 친구 있죠 요 친구 요 네. 친구 밑으로 지느러미? 저 지느러미 아니야 그럼 뭐예요? 다리예요? 손조심 슉! 슉! 그치? 느낌이 어때? 야씨 뭐가 나왔어요 어눈 맞췄어 포틀렌즈 뺐나? 내장을 빼야지 배 배배 네, 갈라 네. 어, 배, 배 가르고 내장 뺀 거 아니야? 과감하게 끌고 내야 되는데 과감하게 안 끌키네 이 친구가 더 왔는데? 오 그러게? 응. 왜? 잘하고 있겠지? 여기 꼬리 쪽으로 해가지고 어. 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 드르륵 해서 한면 한면 한 면 나오잖아. 역시 입설기 나오네요. 또 리에 씨의 전문 입설기. 당연하죠. 네. 왜냐면 또 영상으로 가진 경력. 힘을 빼고 톱질하듯이 하래요. 자 배등등배 배등등배. 어 맞아 지금 등으로 하고 있어. 그치지오 어, 지금 약간 좀 빨라졌어. 오 어, 그리고 아까보다 많이 빠르다. 약간 살이 많이 적당하게 딱 된 거 같아. 그래 힘이 됩니다. 야, 아, 이거네. 그러니까 힘 주면 뼈가 뜯어진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, 그렇지. 됐다. 좋아. 됐어. 그렇지. 오, 오케이. 이게 이게 어, 중요하거든. 그렇지,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거. 네, 오 대박. 오, 오 대박. 오, 요. 오, 오. 오. 이거 보여주라 보여 카메라 카메라 빨리 와 뒤를 뒤를 보여줘야지 여기 약간 징그러 아 그런데 어. 굳이 <laughs> 이건 어떻게? 제가 본 바로는 머리는 저희는 안 쓰니까 네 친구를 여기 아가미가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안돼 어? 오 아까랑 달라 과감해졌어 오오회 좋아하세요? 어 예, 회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이 친구 아까보다 내장이 많은 친구 같아 그러게 아까보다 좀 큰 거 같다 그 장갑에 그렇게 물에 젖어도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요? 안 되는 걸로 그 친구 물 먹잖아요 네 무거워지고 있어요 짜져야 돼 주먹 짜서 아까 연습 때 나인이가 껍질 벗기는 걸 했는데 진짜 한 번에 싹 벗겨졌어요 성님들의 도움 덕분에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네 잘하는데 생각보다? 오! 오 과감해졌어 오! 오! 뼈에 딱 맞네 해. 오 와우 와우 오! 오! 야, 야, 뭐야? 오케이 완전 됐는데? 그러게 와 이거는 저희가 직접 봤는데 이 친구 딱두 번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맞아요. 어, 조심해. 여러분. 오! 오! <gasps> 완벽한데? 와, 어, 보여드려 보여드려. 와 와우. 대박. 완전 깔끔 그 자체입니다. 여기 뼈도 음. 보여주세요. 여기 여기도. 완전 깔끔 그 자체거든요. 잘했다. 오케이. 제가 네. 만약에 정글 가서 썰어 썰, 썰 일이 있으면 썰어야 되잖아요. 네. 응. 쏘고 나서 쓰러질 것 같은데. 너무 힘들어서? <laughs> 오. 오 됐다. 아이고. 여기는 어, 됐어. 아니, 거기는 어, 안 돼. 원래 어, 아니 그치, 원래 그치. 아, 어, 원래 이게. 이런 데는 어, 뜯어 먹어야 돼. 매너. 그치. 움직여 움직여. 근데 비늘은 진짜 잘 벗긴다. 그러게. 제가 또 비늘 벗기기 아까 나와. <laughs> 방금은 뭐였죠? 아 부정공. <laughs> 뭐 뭐야? 뭐 어떻게 된 일이야? 또 아까와 같은 실수를. 와, 오 이번에 깔끔한데? 불상사 어깨를. 네. 한번 뒤집어 볼까? 왜안 뒤집으세요? <laughs> 무서워서. 하나, 둘, 셋. 오! 오! 자, 다현 씨 기념샷. 자, 하나, 둘, 셋. 찰칵. 하나, 둘, 셋. 찰칵. 야, 대박. 이거 잘했다. 완벽. 안 됩니다. 진짜 이쁘다. 그러게. 러브용 머리 색깔이야. 그러게. 오, 근데 머리. 진짜 이뻐. 날씨 좀 괜찮으세요? 네. 눈이 점점 풀리고 있거든요. 아... 저는 <laughs> 네. 오늘 어, 저녁 안 먹고 <laughs> 이거 하고 좀 자겠습니다 <laughs> 하고 일어나서 예. 자 갑니다 아 이게 약간 선생님 선생님 네. 지뭐 하세요 지금 아, 지금 뭐 하세요 나왜 숨참고 있었지? 그러게 나도 선생님 네. 어 이건 방송을 하시네 이렇게 이렇게 웨이브로 아 결을 네. 생선들이 웨이브를 주는 거죠 내가 숨이 안 쉬. 죠 내가 숨이 안쉬어 방금 얘 방금 살아 있어서 네. 한번 뒤집었어. 어, 뒤집은 거 알아? 어? 뒤집었어 아니 장난이야 뭐야? <laughs> 혹시 그 믿죠? 네. 딱 일곱 네. 점이 나오네요. 네. 이게 이게 맞춰줘야 된다고 또 이거 이, 이친구들 그렇죠. 어. 나인 씨, 자 소감이 어떤지. 아 제가 네. 썰어보니까 네. 역시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다. 아,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네. 두 번째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하는 거야. 아 어. 감사합니다. 어. 여러분들의 힘에 입어. 성원에 힘입어. 성원에 힘입어. 힘에 입어 성원을. 네, 정글 정말 네.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. 네, 손안 다치게 조심하시고. 자야 될것 같아요. 네, 자, 자 인사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. 안녕. 우렁 머리와 그 함께 인사. 표정이 말라 먹어 돼, 먹어 돼. 그렇지 않을까? 자, 안녕. 먹을 먹을 스펀지밥. 스펀지밥. 아, 나 내 친구 <laughs> 뿅. 뭐, 뭐, 뭐, 뿅 <laughs> 안녕